왠지 오늘은 더 잘하고 싶은 밤이 음악에 몸을 던져 느끼고 봐 지푸연 하늘 아래 산소 호흡기 같은 그런 정답을 만들고봐 yeah, yeah. 밖에 날씨 자유롭지 못해 크게 한 번 숨쉬고 파브리 답답함을 드릭 머리 빙빙 도심 속을 떠나도록 위를 따라 도망치고 다시 하루 위길을 걸어 걸어 걸어 매일이 매일 데이 매일 데이 내 꿈은 향 억지로 lay back 어제와 같은 내일이 살기 싫어 나는 발버둥을 치네 어서 여길 떠나 Let's get it get it get it 다 멈추고 walk away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음악이 끊기지 않게 볼륨은 maximum level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게 Break it down Where am I? Is I'm right in here I wanna breathe Just set me free 날 숨쉬게 해 전망대 안개낀 하늘은 나처럼 외로운지 홀로 서 있기 힘들어 숨이 가빠봐 필요해 너의 긴 호흡이 누구나 다 느껴본 듯한 기분 해소하고 싶을 때 믿고 들어 리듬을 타 Go 깨끗 끄덕끄덕 up and down and up and down 하던 일은 다 멈추고 walk away 작은 빛을 쫓아가